오우 길보아 이거 잡다 매드 왜 저래? 저 그 메딕 이상해 저거 와 잔뜩 있다 또 이까지 일이구나 절대 쪽 갈게요